2021년 1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자 여기 온 곳은 이전에 이코리가 왔었습니다 어, 이전에 이코리아 얘기를 왔었고 목발이 움직이던 누가 진짜 덕덕덕 짓고 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던 바로 그 레전드 장소입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병풍 뒤에 이부자리가 펴져 있고 뭔가 좀 이상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여기가 아마 본관 같아요 본관 상호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일단 보십시오 여기가 건물의 본관 같아요 본관 여기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있는 건물이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데 같아 요 이런 데 예. 발자국 소리 눈 맘는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어? 아닌가? 뭐눈 맘는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일단 누가 다녀가는 흔적은 없어 맞지? 눈이 안 밟혀잖아 무조건 내가 뭐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이 밟히지 않는 거 보니까 누가 왔다 가진 않았어 일단은 보시죠 밟으면 이게 나야 되는데 누가 왔다 가진 않은 것 같아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이 교회 한번 가볼게요 한 뺨, 한 뺨도 안 돼, 지금. 넘어버려, 넘어버려. 아 씨, 잠깐만 아이 깜짝이야 씨. 아이고 씨발 이고 뭐야 어 잠깐 네 잠깐 고라니 소리가 저도 들어봤지만은 고라니 소리가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긴 해요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세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 장난치요? 누구 있어? 누구 있어? 그냥 차갑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이불 쪽은 좀 따뜻하긴 이불 쪽은 여기 밖에는 차가운데 여기는 그냥 이불에 감싸져 있어서 어? 뭐야? 누구세요? 잠깐만 어? 저기 식당 쪽 누구야? 저기 식당 어? 나오세요. 발자국 다 났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골 아니지 당신 골 아니지 나와 당신 골 아니지 나와 아 진짜 아까 지금 뭐예지 진짜 진짜 골 여러분 솔직히 장난치고 알고 그 고라니는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람 비명 같은데 뭐야? 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판단은 뭡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동물소리 같아요? 아니면 누가 자...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해요 고라니 소리라고 하기에는 고라니 소리는 제가 6년 동안 방송하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티일 확실 예티일 확률이 높아 지금 이렇게 봐봐 이런 발자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고란이라든지 삼진순들이고 봐봐 보면은 요밑창에 발이 없잖아 봐봐 상당히 커요 요 상당히 크단 말이야 이거 예티일 확률이 높다니까 서린 서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